내 가진 거 있니? 아사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분대개당 아, 100개야? 백군님, 술탱이님 감사합니다. 만개 채워서 퇴근하겠습니다. 사람이 오네. 같은데 꼈다 총 뭘까? 너도 웅크야? 베한테잘 가고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<laughs> 아싸 열장 갑자기 붕대 잘 나온다 여기가 붕대 맛집이네 집, 집마다 나오네 갑자기 백군인과 슈팅 동공 지진나는 느낌이 뭐야 이 전판에 안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어 붕대 또 있어 붕대 왜 이렇게 많아 이 전판 이게 집에는 붕대가 많이 나오네 오늘 알았네 집은 잘 나오는데 저런 마을이 잘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도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50장 벌써 50장인데 근데? 뿅 <sighs>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헤엄쳐서 들어가라고?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내가 가고 싶은 건 이쪽 라인인데 오토바이 타고 질러? 질러 제발 아무도 없어 뭐 없어? 아깝네라는 도 알려줘 <laughs> <gasps> 나이스. 그리고 오토바이도 하나 얻었어 아싸 오토바이 부키는 많은 거 근데 없어 요즘 그 가지, 가지고 있는 거 있네 아니 시제 시제 안쪽으로 한번 붕대 붕대가 없어 수류탄 했어 했어 그만 먹어 돼지야 내 가진 거 있니? 아서 나비 어? 깨는 거 아니야? 75개 7500 7500개 400개 지금 이대로 치킨 먹으면 거의 8천 음. 오토바이는 안 될게요 다른 누나 같다 좋았어 어차피 외화 유출할 거면서 잘못 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투탭 어씨 넌 어디냐? 해우소가 아래서 올라오지 않았어? 돌인가? 아끼자 저기 있다 Scouts. <laughs> Nice.